눈맞춤을 못하던 아이가 AB를 a 하거나 센터 치료를 하면서 눈맞춤이 좋아졌다고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. 자 사람을 볼 땐 눈을 봐야지 반복하며 주의시키고 성공하면 강화제를 주게 됩니다. 아이들에게 필요한 눈맞춤은요. 훈련된 기계적 눈맞춤이 아닙니다. 사회성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는 눈맞춤입니다. 의도 관찰을 하는 눈맞춤이라는 사실입니다. 저 사람 무슨 의도로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이지 매우 깊은 길규지하고 사람의 표정 변화나 눈빛의 변화를 추적을 합니다. 두 번째 특징은요. 눈 맞춤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이라는 거예요. 생후 한 9개월이 넘으면 눈빛만으로 감정교환이 아주 안정적으로 이루어집니다. 인간의 사회적 본능에 부합하는 시선처리 방식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. 뇌의 신경망의 염증을 진정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. 훈련이나 교육 없이 아주 자연스러운 눈맞춤 능력을 회복하게 됩니다. 사람의 의도를 관찰하면서 눈빛으로 감정을 교환할 수 있게 되고요. 탈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아동으로 성장하게 됩니다.